미라다란다입니다. 이 태국 사람들이 세븐 일레븐 편의점을 굉장히 좋아해요.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많은 세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새로 생긴 새로 오픈한 세븐 일레븐이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. 한번 보실래요? 말고 샌드위치, 샐러드, 밥까지 파는 올인원 카페 같아요. 콜라. 가이드 중에서 요거 뭐, 뭐. 뵐게요. 그 마무리.